와, 이제 향 기절할 것 같다. 선한 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음식은요 바로 이 미더덕입니다 아이 미더덕 지금 요 한 봉지는 회로 먹을 수 있는 손질이 된 미더덕이고 요거는 찜 항에 끓여서 이제 어, 해 먹을 수 있게 온 미더덕인데 작년 6월에 제가 이 홍대 빼레라는 곳에서 미더덕 회를 먹었었죠 근데 이 제철이 지금 나오기는 한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꼭 한번 다시 영상에 제가 담고 싶어서 이번엔 택배 주문이 가능한 곳에 어, 시켜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미더덕은요 통영 해물세상 어, 네이버 쇼핑의 통영 해물세상에서 구매를 해온 거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게 2만원 택배비 포함 2만 5천원에 어, 네이버 쇼핑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 또 백문이 불여일견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 흐르는 민물에 쓱 한번 헹궈가지고 갖고 온 건데 와, 와 이제 향 잡혀갈 것 같다 은은한 멍게향 비슷한 게 싹 나는데 야 이게 요 살 있는 부분은 살을 녹는 부드러운 식감인데 요 뒤에 꽁다리 있는 쪽 오독오독한 식감 두 개가 딱 만나가지고 야 이거 뭐 안 찍어 먹어도 되겠네 그냥 좀 강력하게 이걸 추천드리는 게 고기 같은 거 드시고 좀 배가 좀 차고 좀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거를 딱 드시면 진짜 배도 안 부르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쏴쏴쏴 아, 짭짤함이 이렇게 싹 목에 넘어가면 목 밑에서 코로 그러니까 먼기향 같은 바다향이 싹 올라오는데 먼기향보단 좀 더 연해요 네. 조금 더 초근접샷으로좀 보여드릴까요? 소리도 조금 더 아, 이게 여러분들 민물로 좀 더 헹구셔도 될 것 같아요 향이 많이 날아가진 않고 짭짤한 맛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한 두 번 정도 헹궜거든요 흐르는 물에 살짝 좀 짭짤한 기가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직 자 맥주 먹어야겠다 음. 맥주 한잔바라봅시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미더덕 회를 먹을 수 있는 게 판매처에서 사실 이 미더덕 회는 하나하나 다 손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안주에 또 한잔할 수 있는 방송을 또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좌사사 大家都耍耍耍。 mi da s a r 아... 지금 이 씹는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좀제 예, 어금니가 열리라는 예,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돌뼈를 먹거나 그럴 때는 이턱 힘을 굉장히 강하게 줘야 돼가지고 턱이 굉장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혀 턱이 아프지도 않고 무리도 안 가고 오독한 식감만 이렇게 좀 많이 극대화되고 어, 여러분들도 어, 이 오독한 식감을 그 이가 강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많이 즐길 수 있다 쉽게 하나 더 말아봅시다 아 사사사 이건 음미하면서 와 해산물을 좋아하시는데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무조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나 진짜 이 향 감동스러운 맛입니다 진짜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멍게 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호불호 없이 너무나 어, 훌륭하게 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술안주가 아닌가 에, 아,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